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라운딩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저거 맞아서 공이 안 넘어가겠지 뒤편으로 하냐 오지는 행수일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머커를 조심하세요. 굿샷! 오! 오진님 수위가 차례입니다. 110m. Ready. 언덕이게, 언덕이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온. 어? 안 됐나? 우라. 전수진님 수위가 차례입니다. Ready.

오진이님 수요일 차례입니다. 흑컵 앞쪽으로 오르막 라인입니다. Ready, ready. 오진이님 커피너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그 세클럽 정도 갔습니다. Ready? 전수진님 파트너 차례입니다. Ready, 오른쪽으로 3컵 받습니다. Ready. 전선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번 홀은 137m 거리의 파3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r e a d 출연자. 전 진짜 돌산 거슬린다. 오주민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세요. r 네. e 좋아하는 게 나이가 됩니다. 오, 미샤. 너게. 오, 굿샷 벙커. 전수진님 수요일 안 보인다, 위에. 내리막 경사 있습니다. 위가안 보인다. 뭐 어, 왜? r e 와, 완전히 띄워야 돼. 완전히 이름 쉽지 이제 요거는 이 바람에 주시면 되니까 한 5m만 보고 차 어때? 내리막으로 내려 저 앞에 러프만 살짝 넘긴다 생각 그렇지 그렇지 장수팀님 승리가 찌릅니다 아또 쉬운 적 아니네 ready. April. 전수진님수요가 차례입니다. 이번에 치실 홀은 5 4 1 m 거리의 파5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우와. 오진이님 소유가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굿샷! 전수진님 수유가 차례입니다. 해저드를 넘기는 거리는 170m입니다. 네. ready. 이제 이혼 쳤는데 힘들 Ready. <laughs> 오준이는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ready, ready, 한번 끌어가야 되나? 발로 못 넘기잖아. 70m. 화면 좀 왼쪽으로 틀어놔도 봅시다. 오진님 수유가 차례입니다. 당신들. 네. 차례입니다. Ready. 진이의 차례가 차입니다 Ready? 어 나이스 야블컵 노? 선생님 수행을 진행해 재밌지도 않고 뭐, 웃기지도 않고 왜 이렇게 시비만 한 거면? 전수진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꽉컵 뒤쪽 오르막 경사했습니다. Ready? Ready. Apron. 박수진님 퍼핑할 차례입니다. 음, 좌측으로 방컵 맞습니다. Ready? Concede double bogey. 전서님 주의할 차례 왼쪽으로 꺾인 343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진님 수요일 차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네. 멀리건 사용해서 진님 수요일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꺾인 383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정도는 넘어간다. 자막지 않는데, 자막. 왜 원래 치던 대로 치면 돼. 가볍게 쳐. 어, 굿샷. 야. 오준이님 소유가 차례입니다. 연습 시행 한번 하시고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그러죠? 멀리 건 사이로 오준이님 소유가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저기 되었으니까. 가운데를 줍니 ナイス 对吧？ 거기가 좀 많이 나가네요. Ready. 많이 나가야 될때 나와. 12m 정도. 오오오오오오 이거 다 나왔어 두더지 빨리 어내놔 이거 다 나왔어 이거 다 나왔어 홀컵 오른쪽으로 4컵 받습니다 Ready? 아. 전서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레디. 네. 풀컵 바로 보시겠습니다. 소개입니다. 후크 우 끝부분 봤어요? Concede double b o g e 대체적으로 좀 세네. 좋아요. 우리방백 좋아요. 전수진님 수요일날 차례 여기는 134m 거리의 파3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치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어쩔 때는 밥을 안 먹어야 돼. 네. 너무 많이 먹어요.

오. 이 넘쳐요. April. 오준혁의 대 봐라. 저는 영상적으로 세카보다 더 봤습니다. 올바로 잠깐하세요 Ready? 이거 30 3m7, 33m. 전투 중인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4m, 음, 4.5m 정도. 오진이님 커피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메이크업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Ready. 3.4 Double car. 아, 뭐 이런 맵을 몰라 오늘의 주인님을 선택하세요. Ready. Ready. No.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 앞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어, 왔다. 3 Ready? 오중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r e 와 나이스. 어? 벙커. 오중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r e 어, 오진이님 커피를 차례입니다. 음, 그, 우측으로 생크럽보다 더 봤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Ready. 네. love. 오준이님 소유가 차례입니다. r e 자동파 파파 박수진님 커피를 차린 우측으로 C클럽 내리막 감안하세요 이 그림 음. 진짜 <laughs> Ready? Ready. 저 수진님 커피할 차례입니다. 저는 똑바로 왔습니다. Ready? 빠지면 돼요. 빠져? 그냥 뭐 어떻게 치는 거야? other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멀리런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 왼쪽이 해저들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r e a 쪽 해저드라도 오밀 우라. 아,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저에서 올라오는 거 봐. 꼭 빼면서 올라오는 거같 뽀뽀인데? 왜? 그 땜. 아니 실제로 가서 보면 경치 엄청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 멘탈 탈기고 산책다 보면서 힐링하고. 어어 Fairway. 오준이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 네. 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리 마음는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야 바람 때문에 Fairway.

럭키 제가 벌떡 앞에 오시는 수위가 차례입니다 얼마나 수위 치는 거예요? Ready? 얘기입으로 걸친 거. r e 없죠? 오르막 네. 나입니다. a p 진님 커팅할 차례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Ready. Concede triple bogey. 내안 되 저희 서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 하시면 네. 됩니다. 맞아. 오. 양쪽 양쪽에 와 끝내주네 와. 와. 아 이거 카드 차고 갈 때는 어떻게 가? 그래서 기름 있겠지. 야. 끝내주네. 대박. 즐기네 여기. 와. 파파이브 887m. <laughs> 야, 멋지다. 아. 우라. 그럼 안 쓰신다 이거. 이게 계속 해제 <gasps> 봐봐 내리막 81m. 내리막 81m. 네. 실제 여기 가 있으면 무섭겠네. 저 안벽등반에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laughs> 와, 찌기네 여기. 대박이다. 그리고 뭔가 와 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160 66m 마이너스 재밌나? 아, 여기 그리운 찾는 길도 없네 Ready, ready. 와여기진짜웃긴다와대박이네와와놀랐다놀라어 그한오도 있어. 오케이.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예. 아 너무 섭구나. 네. 자 내리막 46m. 얼마나 가나 보죠? 그냥 대중 치면 됩니다. 잘 맞으나 안 맞으나. 대충 치면 된다 그 그래도 뭐 100m씩 간다. Ready. fairway. Ready? Bunker. 오준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완전 초보도 이렇게 못 치진 않을 건데. 의식해야 영업이 힘들면 오라래 그렇지. n o 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치라니까. 아, 나 진짜 못 치겠다 오늘. 아. Ready.

Ready? 라. 오진이님 수위가 차례입니다. Ready. 합치면 넣습니다. 오, 그렇지. 오! 오! 오! 그 양파 안에서 오른쪽으로공하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방에 올렸어. Ready?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이 넘셨네요 와, 맵 진짜. 전수진님 수요일날 차림 오른쪽으로 꺾인2 2 3 m 거리에 확보볼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차타시면 됩니다. 뭐어게 생긴 거야?

오준님 수행할 차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네. 시작하세요. 지금 돌이 몇 번 맞았는데? 돌 맞고 원점 왔어. Ready. 30에다 지치면 돼요. 오늘뭐어좀 많이 부딪히네. 내려가기 돌에 부딪 돌 들어온대. 자기 10m. 전수진님 파킹할 차례 음, 우측으로 c 클럽보다 더 갔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오르막 경사했습니다 설마 기대했나? 아. 들어 뻔했다 이거. Ready. Thank you. 3층 5층으로 한 컵반 갔습니다. 갔다 왔어. 2.2